손질 맞춰 나를 가지려 해도 나를 잡으려 해도 나는 미스터리 호흡을 받아 그대를 정복하는 사랑의 파괴자 손잡 맞춰 나의 사랑을 버린 그대 없이 기대 들지 한다 그대를 이끄는 사랑해 종착역 순정 맞춰 나를 가지려 해도 날 잡으려 right.